챌린지 여러분 지금 저희는 지금 틱톡을 찍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계속 연습할 때 너무 오바를 해이 음. 여유 있게 해야 되는 약간 뉴욕 같은 느낌으로 <laughs> 커피 그냥 한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음. 뭐 시작해보세요 아 아니 <laughs> 머리 어딨어 아, 아. 아. 할수 있다 그치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지 됐다. 아, 표정 봐. 아, 어, 표세요 표정 마세요. 아, 뭐야 이거? 와, 와, 와. 팁이 있네요 이게. 하나, 둘, 셋. 우와, 와, 이거 와, 이거 어려워 보이 이게 어려운 건 <laughs> 드디어 가르치는 보람이 있네요 <laughs> 와 진짜 좋았는데? 와 대박 네. 아, 대박이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어. 네네. 어, 됐어. 혹시 어, 혹시 드디어 좀 가르친 보람이 있고요. 네. 저도 이제 나가서 아, 아, 아, 대박이다. 네. 와.